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?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운펌을 제가 준비한다고 하고 머리를 좀 많이 기르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여튼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안에 있는 머리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최초로 다운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이 다운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얼박시한 미안하고요 지금 안에 있는 머리 길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저는 이제 많이 뜨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 뜨는 모질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뜨는 이 부족함은 저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저는 정말 싫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귀에 있는 이런 잔털과 길이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귓바퀴가 있죠? 이거를 clipper trimmer로 이런 제품도 인터넷이나 쿠팡으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약 15,000원에서 제일 비싼 거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5,000원에서 35,000원 어, 전문 가용 말고요 이 trimmer의 끝쪽부터 귓바퀴에 닿게끔 이렇게 대고 이렇게 굴려주거든요 이 바리깡 끝쪽의 날을 시작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귀 꼭지점까지 그리고 뒤쪽부터 시작해서 귀 뒤쪽까지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귓바퀴를 정리했으니까 다운펌을 할 건데 이 다운펌을 약을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붓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다음에 반복 동작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셀프 다운펌 준비물입니다 흰색 재료상 가면은 1,000원에서 3,000원 사이 꼬립이 1,000원 미만 붓 1,000원 다운펌약 만원에서 2만원 정말 오래 쓰겠죠? 그리고 파지 어, 일반적으로 일회용 파지고요 한 100장 200장 들어있는데 그게 5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제 연습을 할 건데 바로 바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동작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뒤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운펌약을 잘못 바르게 되면요 머리가 잘못 꺾이기 때문에 머리가 자랄 때 모류에 대한 충돌이나 자라고 났을 때 잘못 꺾여서 이 덮는 머리카락과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엉키게 되면서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천 원 미만 핀셋으로 머리를 들어서 핀셋을 꼽아 볼게요 많은 남자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 높이까지 발라야 되는지 몰라요 자 여기가 b 이고 여기가 빗살이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붓 여기로 약을 터치해서 이렇게 발라요 머리를 뿌리 깊숙이 침투시켜야 머리가 눌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빗살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약을 안에까지 먹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어디까지 발라야 될까요?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앞쪽에서 뒤로 약을 바를수록 텐션의 힘을 약하게 즉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으로 약하게 발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전달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쪽으로 올수록 붓의 힘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게 이 셀프 영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달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을 떴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약의 양은 얼마나 바르나요? 이 붓에 3분의 1 혹은 많아야 2분의 1까지 약을 묻혀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약을 바르시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약을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나눠서 위 양쪽으로 발라주시고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발라주시고 기점은 귓바퀴 위에까지만 그리고 반대쪽 붓으로 들어서 face line과 여기 귀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귀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발라서 구렛나루도 위로 올려서 발라주시고 귀 접어서 아래에서 위로 귓바퀴 위쪽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약이 안에까지 먹어야 되니까 뒤집어 까서 빗살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볼 거예요 이 1단계가 끝났으니 2단계가 중요하겠죠 1단계에 방금 약을 다 바르고 나서 이 꼬리 쪽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나눌 거예요 머리 나눌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도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눠도 돼요 이걸 왜 하냐면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구석구석 뿌리까지 약이 먹어야 이제 머리가 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층을 나눠서 전부 다 바른 다음에 이제 파지를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냐 구렛나루가 만약 저처럼 뭐 귓볼 아래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나눠서 뒤집어 까준 다음에 약을 다시 발라서 파지 뽑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눈 다음에 약을 발라서 빗질 해서 종이 붙여주시고 1cm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파지 붙여주시고 요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약을 한 번 발라볼 거예요 약을 이 정도 절반 어떻게 하랬죠? 귓볼 꼭지점 위쪽까지 골라주시고 헤어라인 뒤집어 까서 천천히 발라서 아까 했던 연습 그대로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귀 접어서 어떻게 하라 했죠? 뒤집어 까서 빗질 해주라고 했죠 빗질 위에서 아래로 빗질 아래에서 위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제 1번 시뮬레이션 끝났어요 2번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랬죠? 브랜나로 반 나눠서 잡은 다음에 내려주고 야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죠? 파지 탁권에서 미리 준비한 파지 한 장을 바른 데다가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두상마 틀리잖아요 저는요 빡세게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2cm 올라간 지점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눠서 탁, 탁 내려주고 약 빗질 하실 때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이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지를 한 장 더 얹어서 붙여줍니다 어? 여긴 안 하시나요? 물론 여기 눌리는 게 맞지만 여기는 약으로만 눌리는게 좋아요 파지까지 누르게 되면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옆과 뒤에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 2cm도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쯤 자 이렇게 해서 파지를 한 장 더 붙여줄게요 빗질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더 붙일게요 어형 아, 저는 이거 파지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알겠어요 제 머리는 실험용이니까 여기 반대쪽은요 이렇게 많이 안 붙이고 그냥 한 장으로만 끝내볼게요 자, 야 이러면은 일단 기본 50% 이상 끝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지 없애보자 자 나눠서 빗질 붓 그리고 2cm도 긁어서 빗질해 주시고 뿌리에 붓또 2cm 올라와서 빗질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 다 내려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타지 안 붙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타지 페이퍼를 붙입니다 가로 세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에 다 붙여봤어요 여기 있는 파지를 겉면에만 붙였고 여기는 약을 바른 뿌리 전부 다 파지를 나눠서 붙였어요 어, 정확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쪽 부분이 더 강하게 눌리고 이쪽이 좀 약하게 눌릴 것 같은데 만약에 저랑 모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왼쪽처럼 발라도 괜찮습니다 자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옆머리랑 이어지는 이 구간은 빗살로만 눌러주시고 붓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형으로 점차적으로 힘이 약하게 눌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게 떨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타임을 지금부터 15분을 볼 거예요 저는 15분에서 정말 길어 20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5분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머리를 헹구면 되는데 헹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약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왜 제거를 해야 되냐 약이 있는 상태에서 물로 헹구게 됐을 때 머리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머리가 막 솟구치거나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헹구고 나오면은 막 정말 막 손상된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약을 걷어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손상도 좀 덜해요 빗살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종이가 자연스럽게 걷어내져요 이 종이 위에다가 약을 걷어내도 괜찮아요 아, 여기 안에 있는 약을 꼬리빗으로 통해서 쫙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꼬리 쪽에 약이 이렇게 묻는 거 보이시죠? 계속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빗살로 한 번 더 빗질해서 자리를 잡아줘요 자 요게 작업을 마친 뒤에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살로 긁어주고 꼬리빗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주면 약이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나 모양이 나옵니다 제 머리는 보지 마시고요 좀 창피해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? 머리를 헹구러 갑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헹구시면 돼요 안에 아.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헹구시면 되는데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헹구시면은 머리가 큐티클이 이제 망가져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주시면서 아래로 물살을 주면서 헹구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저는 헹구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거울 잠깐만 보고 뭐 빗질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오자마자 하셔야 될거 그냥 바로 빗질로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빗질도 해봤어요 빗질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주면서 살살살 말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대충 말리고 이제 안에 있는 머리를 볼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층층이 나눠서 제가 이제 파지를 눌렀고 이쪽 부분은 한 번에 붙였죠 빛치 먼저 하고 머리만 한번 들쳐볼게요 음. 자 그럼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덮는 머리 한번 들어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눌린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층층이 나눠서 파지를 붙였던 이 오른쪽은 깔끔하게 눌렸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보다 약간 부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좋은 예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같아갖 다행이네요 아, 저는 이래서 이런 결과물 때문에 실제로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전부 나눠서 파지를 붙이고 이제 머리에 약을 걷어드리고 다운펌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, 무엇보다 지금 구렛나루 정리가 좀 시급한데 요거는 제가 skip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셀프 다운펌에 대한 과정과 이 결과를 좀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? 아마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보를 담아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영상 안에 정보를 담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피드백을 활용해서 받아들이고 다음 영상에서 수렴해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교정에 대한 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다음 영상은 셀프 다운펌과 앞머리, 윗머리 교정까지 할 수 있게 한 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바! 자 여러분들 차닥해서 약간 얼굴이 부었는데 다음날 머리가 얼마나 눌려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왼쪽 부분입니다